알아 살짝 만져보다 그만 시려워진 손바닥 꺼져버린 옷 선글라스 홀로 꺼린 셔츠 다 다르면 뭔가 좀 퍼었던 지구 전부 내 몸으로도 Baby where is the conflict ocean blue